좋아요와 구독 아! 드디어 걸보 유튜브가 구독자 10만이 넘었습니다 와 <laughs> 와. 지금 거의 13만원 향해 가고 있는데 실버 버튼 신청이 한 12만대 신청하라고 와가지고 2, 3주 전에 신청을 하고 오늘 드디어 택배를 받았습니다 아, 아, 아, 자 한번 다같이 뜯어볼까요? 꼬마지 짜잔! 아니 <laughs> 아니 영어야 <laughs> 음, CEO 유튜브 모르는 거야 아 이거 다시 해야 돼 다시 가리고 아, 너무 너무 검은 거를 하나 둘셋 짜잔 짜잔 짜잔 우와 내 이름 박혀있어 걸보걸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왜 골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작년 5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해서 벌써 이렇게 10만 명이 넘어서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포라더 여러분 구독해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코 이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걸포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